cc하고 음. 밀리리터는 부피 단위니까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킬로그램은 뭐 질량이니까 별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c하고 밀리리터는 액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컵이나 병 안에 액체의 부피라고 이해하시면 뭐 편할 것 같아요 팔이나 요 주변에서 사체를 뽑는다면 투매를 한 4천 넣어야 돼요 투매를 다 넣는다고 해서 다 나오진 않거든요 네. 투매를 천 넣으면 수술할 때 투매가 한 500 나와요 아. 500은 몸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음. 나중에 이제 붓기로 남고 네. 그게 이제 서서히 몸에 흡수되고 빠져나가는데 네. 팔은 조금 더 혈액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4천을 뽑았다고 하면 투매를 한 3천에 4천 넣고 투매가 다시 한 1,500 나오고 네. 피가 한 500 나오고 지방이 한 2천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